닮지 않았냐? 이걸로. 얘 진짜 뭔가 닮았다. 음, 딱그 느낌이. 어, 얘 진짜 닮았어. 내려서 5번 그 다음 여기다 걸고 또 응? 그 다음에 얘가 6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누가 만들었길래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제가요. 엄마가 등록금 내라고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제가 안 듣고 가만히 있다가 미등록 상태가 됐어요. 이러고 최종 등록 기간까지 놓치면 진짜 웃기겠다. 오늘 날씨 완전 좋아요. 일단 저 빨래 다 끝나면 저거 널고 장 보러 갔다 오려고요. 배고프고 심심해요. 제가 어제 진짜 자려고 하다가 배고파서 그냥 시리얼 먹었어요. 그래서 진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고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면 제가 원래 쓰던 이케아 칼이 있는데 그게 이사하고 나서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못 찾고 아빠도 못 찾고 해가지고 엄마가 이거라도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 중식 칼을 가져왔습니다. 어 무서워. by me. I got all the time. Nah. So, you know, saved you from another lame internet date with some lame guy named goatee, jaunty fedora, profile pic is a sunset, Tasmanian. And one night you're laughing, and all of a sudden it's like blammo. 못었어요 근수라든가 아이라든가 핑계야 우리 실패 하나밖에 없어. 완성 그 와중에 PPT로 만든 거 티내네요.